오늘 계단 걷기 계단 오르기 11일 차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계단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단풍이 안 젖대서 와봤는데 역시 단풍이 예쁘게 아직 남아있네요 단풍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, 계단 아주 수월하네요 지금 낙엽이 있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. 신발이 조금 바닥에 미끄럽네요. 조심, 조심.